아 오늘 저희 공양구 유 직원들이 촬영을 핑계로 사리사리로 채우고 여기 홍대에 다시 왔습니다 아 샤오페 나 오피스 카페만큼은 진짜 꼭 가고 싶어요 나 저번에 외부에서만 보고 내부 못 들어가게 너무 아쉬웠답니다 真是服了这个海贼王到底要说多少遍呢 uh, 어 잠깐 잠깐 잠깐 우리 여기도 가요? 当然啦 헬로키티 카페店是一定要去的 아나 싫어 나 이런 핫핑크 인테리어 너무 싫어 很有意思的 아니야 아니야 싫어 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아, 좋아해요? 我和我的朋友小的时候都曾喜欢过 k t 的 아,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음. 화이트하고 핑크한 밸런스가 되게 마음에 좋아요. 막 연애하고 싶은 생각 막 드는 거지. <laughs> 先尝一下这个，有 K i T t y 的感觉，好像感觉更好吃一些。满满的草莓的味道，我推荐大家一定要尝一下这个。在我我在其他店吃的当中，感觉他们家的草莓蛋糕是最好吃的，它是凉的。 尝一下华夫饼，嗯，嗯，大概吃这样一盘的话呢，就会很饱的。我觉得大家在这附近逛的时候，可以来这里，嗯，吃一下点心，然后吃点东西，补充一下能量，去逛街。 그러면 저희가 써봐야 내가 사진 찍어줄게. 어? 어? Hello Kitty 的甜点和咖啡呢，只有在这里才可以品尝得到哦。啊，홍대오셨다면잊지마시고여기를방문하세요那我们去下一个地方吧。啊，走吧，Go Go！